이거만요? 괜찮아요? 이거 괜찮아 근데, 근데 느낌이 좋아 부드럽지? 어 부드럽네 그러니까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 오늘 엄청 뭐 밥 먹고 그 다음에 카페 먹... 갈거 아침 이프다 아직 안 먹었어요 어 맞아요 <laughs> <laughs> 이거 뭐야 있어 나 그냥 기본 이 치즈 먹어 아니 치즈 먼저 먹어 먹 어. 먹어 어, 아니야 나 이거는 이거 두 개지 아니 아꾸자 okay, I give y 하나 하나 미쳤어 음. 음. 음. 음. 어, 어. 위에다 위에 이거잖아 어 여기다 어, 어 여기 산이네 그러니까 남자의 그 어디 오렌지 오렌지 어이구, 어디 이거, 아 맞다 봤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봤다 <laughs> 와 오, 어, 진지 앞에다가 그 진짜 많아 테이프 붙였어 준비했어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준비했어요 사람 빠지지 마세요 다쳤어 이거 이거 좀 약간 다쳤어 다쳤어 어 이거 다졌어 테이프 줬어 테이프 테이프 생겼어 테이프 근데 네, 왜 이거 위에서 이게 뭐 생겼어 근 줄때 했어요 여기 열면 열면 느낌이 어, 어. 어때? 딱딱해 딱딱해? Isn't it wet? 웨트네 아 웨트네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게 피네 <laughs> 여기 이렇게도 돼 이게 뭐 하나 와우 비 온다 비 온다 어 맞아 비 왔어 우리 안에 들어 갈게 안에 오 여기 와와 이거 물어봐야겠지? 어 물어봐야겠다 잠깐만 어 네 네 네네네 어? 와 네. 어, 네. 어 닦아줘. 야봐 이게 뭐야? 이게, 이게 먹어볼래? 이것도 궁금하네. 저걸- 이것도 진짜 있구나. 좀 컸네? 이거 이걸 다. 아, 스푼. 뭐 은뭐 할 수 있어요? 예, 차로 떠먹는 아, 잘. <laughs> 아니 그냥 물어봐야 되잖아요. 설탕 젓는 거. 아, 아, 설탕 손잡이가 이제 이거는 여기고 네네네. 뭐 아, 아 아니. 이거 이거 봐봐. 이거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, 진짜 그거야? 이거 네. 뭐야? 저 소개해줄게요. 비누다 비누다. 비누다. 아, 비누, 비누. 비누는 비누에 여러분 이상, 어떤 이상한 느낌 어떤 <laughs> 어떻게 쓰는 거예요? 어떻게 써도 돼요? 어떻게 어, <laughs> 비누? 선이로 아니면 겨드랑이로 기로 아니면 네, 어디로 비누 원하고 뭐 싶은 비누로. 것이 있으세요? 뭐? 어 있네 있네 있네. 약간 rose 같은 냄새. 어, 나. 로즈 냄새 있어. 응, 로즈 어, 냄새 냄새 있어. 다 그런 거까지 있어? 대박이네. 여기까지 나온 거야. 그런 거 같아. 이리 줘 이거 집에 집에 놔두는 게 좋은 거 아니야? 이거 집에 가져가. 집에 가져가. 사. 뭐 하는 거야? 내아 내. 너무 좋아. 여기 일단 일단 이거 여기 가방에 여기 넣어. 이렇게. 종교받았다 와 아이스 아메리카노? 어,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, 카라멜을 마키아토 응응 이거 이렇게 할수 있어? 아니 그냥 그냥 먹어 그냥 너 이거 나 여기 나 나는 여기야 이거 원래 원래 빼야 되지 않아 그런 거? 응. 어. 너너 여기 먼저 아니면 여기 먼저. 스멜은 여기 먼저 아니면 여기 먼저? 스 여기 먼저지 여기 먼저? 여기 먼저. 여기 먼저 너무, 이렇게 먹어야지 너무 딱 이렇게, 이렇게 너무 딱딱하다고? 이렇게? 이렇게 한, 한 입? 아, 한, 입으로 한 입? 이상해 <laughs> 음. 음. 맛이 어때? 응 음, 맛있어 달달해? 달달해 어, 어떻게 어? 오! 어, <laughs> <laughs> <laughs> 너무 아프겠다. 너무 간하네. 올라이 많아. 맞아. 냄새는 약간 희미한 냄새 나잖아. 이거? 아니. 그러니까 한약 같은 한약 냄새. 한약 냄새 나. 아. 한약 냄새. 왜 이거 열는 거 궁금해. 뭐죠? 네, 물어봐 물어봐. 아 네. 와. 오, 어, 감사합니다. 아, 아. 네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사장님 혹시 뭐? 하나 문제 물어봐도 돼요? 뭐? 이거 왜 열었어요? 이거? 아, 네. 돈 벌려고. 아, 아. <laughs> 왜냐면 아, 네네네. 네, 네. 여기가 네. 그 처음에는 이제 한정식 집이었는데 아, 음식하는 어, 집이었는데 어, 우연히 이제 스님이 아. 오다가 이제 밥 먹으러 왔다가 아. 가보라고 여기 너무 음, 음기 여자의 기운이 너무 세대 양기 그러니까 남성의 그 기운이 있으면 좋다고 그래서 생각한 게 이거였어요. 그래서 전부 이 모양이야 아... 그러니까 여자 귀신이 많은 거예요 어, 한번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. 음, 생각보다 맛있네 맛있어 음. 또, 또 깊게 먹어야 되는 거예 <laughs>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할게 음 맛있어 아이스 메아 마르카노 맛이다 이브루 <laughs> 야봐 <laughs> 여기 360도도 찌기야 아니 어디 가도 이렇게 스캐닝 이렇게 다 보여요 살리도 있어 그것도네 <laughs> 이거만 <laughs>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 근데, 근데 느낌이 좋아 부드럽지? 어 부드럽네 그러니까 이렇게,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. <laughs> 이게 뭐야? 난국빵가 뭐야? 난국빵이 뭐야? 무슨 빵이야? 옴양의 조이 조와 양군이 들어 있어요. 아 주말에만. 아 주말만이야. 아 주말에만이구나. 에 네. 예, 먹고 싶었어, 그치? 어 맞아. 와 여기 여기 우와. 오, 오, 오. 그러네. 여기서 여기 앉아줄게요. <laughs> 뭐? 뭐? 그래요? 그래요. 솔식이 하기 전에 이거 여자친구 가족들이랑 같이 와, 와, 여기 앉아, 앉아 가지고 앉아가지고 식사해도 괜찮을 아, 것 같아요. 결혼식 결혼식 하기 전에 그 부모님이들 아 처음에 처음, 처음 만나 만날 때아 여기서. 거미진 무슨, 무슨 놈이 좋아? 무슨, 그 아, 무슨 아 놈. 여기 남자야? 몰다 남자예요? 몰라? 아 나쁜 놈. 잘했어 잘했어 버스윙 잘해 잘해. 하나 둘 셋. 뭐라? 혹시 그런 거 여기 예술분 어떻게만 들었어요? 예술부인 어, 아, 어떻게 손으로 만든 거예요? 손으로요? 네, 다 핸드메이드. 어, 아 사, 장님 핸드메이드 했어요? 네, 저희 아버님께서. 아와 저도 같이 만들었어요. 와 재밌겠다. <laughs> 아 이쪽에 <laughs> 공방이 있어요. 아 네, 공방 어, 여기요? 네네네네. 말려놓은 상태예요. 와우 하나는 얼마나 동안 만들어야 돼요? 하나 만드는데 3주 걸려요 3주일? 네, 3일? 3주 3주 네, 하나 3주래요? 네. 네. 앞에 만드는 게 제일 어렵죠 이 부분이 어, 이거 모양이 더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? 네 이렇게 아. 주물러서 모양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어, 네네네. 네, 네. 이제 나오는 부분까지 어, 근데 이거는 네. 어떻게 배웠어요? 그냥 자기 아, 배웠... 를 하셨어요 아버님께서 아, 아버님 그냥 알아요? 아버님께서 자기 차- 도를 직접 이렇게 원래 도자기를 하셨었는데 음. 이런 것 어? 쪽으로 이제 더 아. 만드신 아, 거예요. 아, 네. 자기 모양이에요. 네 자기 모양, 자기 <laughs> 어떻게 알아요? 어떤 샘플? 샘플이요? 어, 샘플. 그 아들 있잖아요. 아, 아 이거 아게 예, 이제 제 아기 때. 네네네네. 네, 네, 네. 아, <laughs> 얘기 다 저요 모양으로. 예. 아, 웃겼어요. 네. 아, 알았어요. 감사합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우리 버스 가야겠다. 아, 가야지, 네, 가야지. 고맙습니다, 사장님. 안녕히 계세요. 그럼 이것도 만드는 건가? 어 그럼 맞아내 생각 이것만 딜러어아 이거 그거 아 그거 풀을 풀을 크는 거잖아 그거 아? 그 어? 그, 풀, 그 뭐지 어, 그거 어, 여기 뿔 나와요? 아뿔 나가지고 아마 그거 하잖아 그 이런 거 만들 때 아. 풀을 이렇게 넣고 하잖아 어. <laughs>